팬들 두 번 낚았는데 소감 한마디 하시죠. 아, 만우절 때 이렇게 낚았어야 되는데 만우절 때는 제가 낚이고 이상한 두꺼비 신부나 거리고 있고 <laughs> 아쉽습니다. 네, 안타깝네요. 일이라 생각하고 예. 네. 그리고 여기 오늘 처음 머리 감고 왔어요. 머리 풀었죠? <laughs> 머리 감고 네. 왔다고요? 예. 머리 풀고 온 거죠? 무슨? 그러니까 머리 감아서 풀고 온 거죠. 어때요? 머리못 말려가지고. 그 소원 언 소원 언니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었대요. 진짜요? 어, 아니에요. <laughs> 급하게 나오더라. 아 이럴 수가. 머리 풀어요. 머리 안 감고 온다니까요. 저 이런 이거 해줘요? 평상시에. 네? 이거. <laughs> 어머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웃겨. 와, 이 빨대 어디서 샀어요? 갖고 왔어요. 만들. 만들어. <laughs> 빨대 만든다고요? 기범을 자른 거예요? 아니요. 원래 그래요. 거짓말. 빗자루요. 거짓말. 누가 이렇게 못 잘라? 어? 나도 줘야겠다. 네. 진짜요. 거짓말. 와, 뭐예요? 감사합니다. 뽀로로. 어. 귀염. 요 작년에 잘 쓰고 있어요? 비누 네? 비누방울 건 어린이날. 그거 아직 안뜯었어 아. 아까워서. <laughs> 언제 쓸지 몰라. 그거 아. 직 저희 집그 네. 제가 집에 냄비랑 이런 게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밑에 싱크대 밑에 쓸 일이 아. 없는데 거기에 지금 <laughs> 다 있어요. 인형이랑 와, 아 맞다. 내일 가는 마오양에게 한마디. 덕질하다가 감기 걸렸대요. 나고양 따뜻한데 춥잖아요 서울은. 걔 네. 아까 봤어요. 아우 반응이 없네. 안녕. 또 낚으려고 세 번째 낚으려고 그랬어요 지금. 그런다고 안 봐요. 도망갔어요. 그런다고 보지 않습니다. 어야 가자. 본 거 같죠? 그 손에 들린 그 사탕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. 어, 흠칫했다. 그 언니가 너무 이뻐서. 아, 아. 안녕. 이쪽으로 오시래요. 거기 이쪽으로 오세요. 정신 정신 놓지 마시고요. 정신 잡으세요. 이쪽이에요 이쪽. 정신 정신 놓지 마시고요. 정신 차리세요. 정신 차려. 귀여워. 야. 어 가자. 와안 쓰던 반말을 쓰. 와 어, 대박. 와. 너 초면인데 저 쟤랑. 야. 초면에 막 야야 하고 있어. 높, 이뛴 거 맞으시죠? 네. 저잘 어, 뛰거든요. 하나, 둘, 셋. 우와! 죄송합니다. <laughs> 물린 적 있어요? 저요? 얼굴 물린 적 있어요. 헐, 어마어마하네. 여기랑 여기. 여기는 여섯 반을 꼬맸어요. 음. 대박이죠. 대박이네. 저 이런 사람입니다. 저 코도 물려봤어요. 네? 저 손은 진짜 말할 것도 없이 삐용이 만날 때마다 한 번씩 물려요. 오랜만이죠 이 방금 저거 네. 부르고 왔어요. 그런 것 같았어요. 아. 들었어요. 어떻게 안 돼? 들렸어요. <laughs> 귀가 좋으시네. 그렇죠. <laughs> 추워. 어! 수고했어요. 내일 일본에 가요. 또 만나요. 안녕. 임소은 사랑의 마오. 그러니까 <laughs> 저 이런 거 어렸을 때 엄마가 안 사줘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어... 맛있나요? 몰라. <laughs> 귀염. 뭐 물어보면 막, 응. 이래요. <laughs> 귀엽. 아 오늘 네번 낚았구나. 불, 아까 불닭으로 낚으려 그랬잖아요. 아 낚으려는 게 아니고 저는 위험해 위험해. 안 되는 줄 알았죠. 근데 불닭볶음면 먹으면 진짜 마오 다시는 저못볼거요 <laughs> 싫어질 거예요. 싫어져. 언니 싫어져. 또 왔어. 안녕. 초면에 반말하지 마요. 맞아요. 근데 제가 여기서 제가 계속 그러면 진짜 뛰어낼 줄 모르죠. 과연 그럴까요? 혹시 개 키우는 분 계신가요? 저 있습니다. 어? 못 어, 키우세요? 안 알려줌. 패키니즈 키워요, 패키니즈. 패키니즈 키워요. 걔네 네. 그 가만히 있다 어. 갑자기 아, 코 푸는 거 <laughs> 어떻게 알지 그걸? 키웠었어요. 아. 네, 떠났어요. 나이 음... 많아서. 이상 6월이. 걔네 걔네 숨, 숨 쉬는 것도 되게 웃기다 이런 숨이네 어? 잘안 해요 응. 페키니지한테도 물려봤어요? 걔한테 코 물린 거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음, 어이구 어? 케이스 지금 맞다 누웠었어요? 뭐 마오 안녕 안녕 내일 봐요 열심히 들어가요 음.